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hot guy. KB입니다. 박수. 왜 형이 주인공이에 오늘 천일이에요, 진짜. 이 슈핑의 노래는 진짜 많은 추억이 있어요. 아, 그쵸. line sun goodness 쇼케이스 여기 네. 있었 네. 어, 맞아. 아 쇼케이스를 여기 세이지. 세이지. 그렇구나. 어. 그리고 네. 인스팅트 파트 1그 뮤직비디오 상영에도 여기서 있어요. 맞네. 맞아. 데뷔도. 어. 네. 음, 네. 완전 기억력 장군인데? 오늘 제가 그 주인공의 욕심을 내는 이유가 네. 저의 행거치프에게 엔딩 뺏겼어요. 엔딩을 뺏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엔딩 요정 네. 뺏겼어요. 딱 이렇게 이렇게, 딱 이렇게 됐어요. 지금 지금 딱 지금, 지금 딱 이 시선이에요.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구나 어, 이게. 어. 진짜 교훈을 많이 얻었어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준영이가 용가라고 생각한 게 모아가였고 모아가라고 생각한 게 용가였는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용가라고 생각한 게 모아가였고 또 용가라고 생각한 게 모아가였다. 전부 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. 에이? 정적이 한 아니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 뭐라 그랬지? 영수가 아, 똑같은 말 똑같은 말 하고 용수가 어이형 뭐지? <laughs> 또 오늘도 뭐 있지 않았어요? 뭐 항상 있어 하, 아, 매일매일 뭐 있어 아, 뭐 오늘 뭐 있어? 매일매일 네, 네. 있어 형뭐 형은 뭐 따로 할 거예요? <laughs> 아 무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찍는데 자 이제 저희는 준비하러 가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 네, 좀비 우리 우 춘지 왔는데 춘지가 어, 카메라 꺼주세요 오늘 주인공 왔다 네. 주인공 오늘 교훈 아, 제작장이 오늘 오늘 천일을 기념해서 얻은 교훈을 네, 말해줘 교훈이요? 아그아 <laughs> 부담스럽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교훈 얻은 교훈이 어, 뭐예요? 얻은 교훈? 아 생각 안나와아 맞다 즉석으로 해줘 ちゃんと参加参加参加